아, 딱 해봐. 네, 이리 와. 해봐. 이리 와. 어, 네. 아, 언니야. 언니,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언니 알아봤어. 해봐. 해봐. 해봐. 해? 배보 왜? 왜 왜? 왜 왜? 같이 어? 같이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같이 갈 거야? 같이 갈 거야? 가자 가